울고 웃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. 늘 네, 지혜비랑 공방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확실히 정상은 아닙니다. 네, 그렇게 도연수 군인 조심하라고 일렀는데 왜 박경준은 백혜정 씨를 바로 죽이지 않고 고문을 했을까요? TV로 말했어. 아버지가 연쇄살범이라는 거. 그게 그렇게 믿기 어려워? 사람 웃길 줄도 알고. 무슨 용어야? 반사회성 인격장애요. 입꼬리는 아래로 당겨진다는 느낌 너 진짜 차영사한테 아무 감정 없어? 걔한테 뭐 특별한 감정이라도 생긴 게냐? 제가 보는 것만 믿습니다 지원이는 보이는 것만 안다 사이코패스는 절대 자신보다 연약한 존재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난 이제 노현수란 한 사람 차지원은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야 아버지 이제 그만 가